<laughs> 당신의 이름은 민지민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9일 것이고 직업은 회사원일 것이다. 나이 들어보 거예요. 혹시 높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? 그쵸, 높게 말한 거죠. 아, <laughs> 근데 남자는 성숙해 보이는 게 더 좋은 거니까. 음. <laughs> 내 이름은 하재홍이고 내 나이는 28살이고 내 직업은 댄서입니다. 어? 진짜요? 네. 댄서예요? 네. 아, 춤 잘 추세요? 어, 뭐. 아, 왜? 아, 저도 춤 이건 출 줄 알아요. 이거 <laughs> 당신의 이름은 이연지일 것이고 23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학생일 것이다. 23이요? 어? 나이 많아요? <laughs> 네. 얼마나 많아요? 엄청 나, 나 어려 보이시는데? 아 기분 되게 좋다. <laughs> 제 이름은 장하늘이고 제 나이는 27살이고 제 어. 직업은 유튜버 겸 모델입니다. 유튜브 하실 때 네. 닉네임 뭐 네. 따로 있으신 거예요? 원래 본명은 장하늘인데 어. 닉네임은 고말숙이에요. 고말수? 그 네. 어, 나 들어봤는데? 아, 진짜요? 어? 어, 나 진짜 들어봤는데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욕먹, 욕먹겠는데. 어, 저도 그 생각했어요. <laughs>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나는 나는 김수현일 것이고 오! 네, 김수현일 것이다.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서인국이다. 네, 못 네, 들어봤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당신을 봤을 때 나는 김태희일 것이다. <laughs>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아, 네. 편인가 봐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, 네, 네, 표정을 좀 할게요. 아, 네. 내가 봤을 때 당신은 남보라이다. 어, 처음 들어보는 건 어. 아닌데 한 세 번째 들어본 것 같아요. 세 번째 들어봤어요? 네. 저 조이 닮았던 소리도 들었는데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그고 당신을 부르는 애칭은 장스카이일 것이고 <laughs> 그 이유는 이름이 하늘이기 때문이다. 그 별명도 있긴 있어요. 어 있죠. 많이 불리는 건 그거보다 더 있어요. 맞추, 맞출 것 같아요. 뭔데요? 팔척 귀신. <laughs> 맞아요. 당신을 부르는 애칭은 춘심춘왕일 것이고 그 이유는 춤을 잘 춰서일 것이다. 나를 부르는 애칭은 홍이이고 그 이유는 <laughs> 재용이라서 <laughs> 이거 <laughs> 근데 약간 그거 끝 애칭이 전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아, 그러니까 아, 아, 앞으로 웃을 때 헝헝헝 웃어도 돼요? 어, 어, 어 생각해 볼게요 저 이제 그럼 여름 옷 입어볼까요? 네. 네. 네. <laughs> 이 옷은 혹시 방탄소년단 춤출 때 입고 네, 방탄조끼 같아서 네. <laughs> 아 이거는 저희 팀원들하고 입었던 그 옷이에요 근데 이거 책가방 맨것 같아서 <laughs> 지금은 약간 고등학생 같아요 그럼 무대 에서춤 말고 네. 다른 걸로 끼부렸을 때 네. 최대로 끼부리는 게 없던 거예요? 표정을 그래도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보여주세요 <laughs> 입술 깨물기 금지 <laughs> 입술 깨물기 금지 당신에게 가장 흥겨운 순간은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 그때 하는 행동은 암웨이브일 것이다 네? 이거야? 그러니 많이 나는데 갑자기 이걸 한다고? 신나서? <laughs> 내가 가장 흥겨운 순간은 무대 위에서고 그때 하는 행동은 끼를 발산하는 것이다. 끼를 부리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? 예를 들면은 너 또 왔어? <laughs> 다음에 또 와? 이러면은 어. 그러면은 막아 고마워 심쿵 <laughs> 나서 아 리액션 네, 네. 음... 당신에게 가장 흥겨운 순간은 작업 중인 곡이 잘 나왔을 때일 것이고 그때 하는 행동은 야호일 것이다 <laughs> 내가 가장 흥겨운 순간은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이고 음... 그때 하는 행동은 한박 웃음이다 <laughs> 근데 만약에 막우 하면 어떻게 돼요? 어 그럴 일은 없어요 <laughs> 그래 너 나와봐 그러면 은 춤출 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했던 분 방탄소년단 안무 작업 같은 거 참여를 하기도 하고 아 네, 그거 같이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이즈원 채연 씨랑 있지 체령 씨가 잡동무대 했었거든 제자들 열생 아이들이 아, 데뷔를 네. 했었거든요 BA173이라고 e 오. 네, 애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BA173 e 많이 사랑해주세요 <laughs> 당신은 DM으로 대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고 실물과 SNS는 90% 일치할 것이다 DM으로 대시를 받은 적이 있고 실물과 SNS는 70% 일치한다 사진을 잘 못 건드리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셀카를 되게 못 찍는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어서 한번 아, 볼수 있을까요? 아 네. 음. 진짜 본인 맞아요? 진짜 본인이에요? 그러면 어떻게 셀카, 셀카를 어떻게 찍어요? 일단 볼에 바람 넣기 금지. 우리 저 바람 안 넣, 이거 바람 아니, 아 넣는데요? 입술 입술 내놓기 금지. 빨간빛의 조명 금지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빨리 다음 옷으로 넘어갈까요? 네. <laughs> 당신이 연인에게 솔직히 해봤던 멘트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 들어가지 마일 것이고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을 것이다 <laughs> 비슷해요 음, <laughs> 항상 무장을 하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거든요 페브리즈랑 이렇게 섬유유연제랑 어.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효과를 못 믿나요? 아니요 <laughs> 내가 연인에게 솔직히 해봤던 멘트는 고속도로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휴게소 가고 싶어 였고 <laughs>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다 <laughs> 너무 비슷했어요 <laughs> 왜 긍정적인지 모르겠는데 놀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상황이 네. 이게 손잡을 잡고 사람이 사색이 돼 있으니까 네 저도 긍정적인 반응일 것 같아요 그냥 좀 재밌고 귀엽고 물론 상대방은 고통스럽겠지만 네. <laughs> 당신의 연애를 노래로 표현한다면 크러쉬의 나빠일 것이고 당신이 나와 연애를 한다면 크러쉬의 나빠일 것이다 레디오에 손만 잡고 잘 깨고 <laughs> 당신과 연애를 한다면 린의 매력쟁이다 그 노래 뭐예요? 린의 매력쟁이는 제가 그냥 네, <laughs> 네 그런 거예요 어떤 소절 때문에요? 내용이 자체가 내가 바빠서 내가 나빠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둘 다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, 아무래도 그쵸. 그렇죠.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음. 고충이 있지 않을까. 불러주세요. 와, 왜 갑자기? 아무 말 안해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해도 네가 제일 잘하면서 음 <laughs>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 네. <laughs> 입을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음. 이제 이렇게 뭔가 쫙 빼입는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그런 느낌 들게 하는 게 거의 드물어서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어색해요 매우 <laughs>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은 친구 중 한 명일 것이고 가장 후회되는 행동은 모진말일 것이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한 게 후회가 된다고요? 좋아하는 거 일찍 할 걸 이런 생각을 아...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저처럼 아예 놓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다면 음.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게 명확했거든요 근데도 약간 마음속에 넣어두고 계속 했던 케이스라서 좀 후, 그런 부분에서 좀 후회가 돼요 당신의 인생 최대 슬럼프는 없었고 <laughs> 최고의 순간은 평소 일상들일 것이다 오 거의 어, 맞았어요. 맞췄어요. 오 돗자리 까셔도 되겠어요. 복비 내세요. <laughs> 어, 내 인생 최대 슬럼프는 스물 살 때쯤이고 최고의 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. 음... 어, 아무래도 스무 살 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어, 익숙하지 못하고 몰매를 맞아도 견디지 못했던 스무 살이었던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힘들 때 생각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음. 약간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진 넘기는 편 약간 그렇습니다. 비슷해요. <laughs> 다음 옷 입으러 갈까요? 네, 마지막 옷. 마지막 옷. <laughs> 저갈이 하시네요 <laughs> 음. 안 입는 옷인 거 티나지 않나요? 아니에요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<laughs>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일 것이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일 때문일 것이다 음. 불규칙 서로 불규칙적이고 음. 그런 일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네요 그렇죠 <laughs>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연애를 한다면 닮은 게 많아서 때문일 것 같고 우리가 헤어진다면 알고 보니 다른 게 많아서 때문일 것 같다 네. 처음에는 너무 닮은 게 많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린 사실 많이 달랐구나 라고 음... 생각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노래 가사 같다 <laughs> 갑자기 침울해지네요 <laughs> 사진 강습해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